약간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같으니 제가 조금 더 길게 틀어드려볼까요? 네! 네. 네. 한 10초? <laughs> 뚜루두루두 뚜루 아! 아! 미국에 와! 이뭐 따다 따다 따곡 체인지는 안 돼요? 옛날에 무슨 쟁반 노래방 이런 것처럼 잔뜩 뽑으면은 아, 아. 요리 춤 가자 야 요리야! 에이핑크 네, 선배님 아니면 송유진 선배님 뭐 노래가 뭐였지 근데? 뭐 삥빠라라 <laughs> 뭐였지? 윤지야 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에이핑크 선배님 노래를 아니야 마지막 기회였어? 어, 네. 어 에이핑크 선배님 미스터 츄? 정답! 와! 아, 아,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, 진짜 진짜 진짜 울었어. 뚜루뚜뚜루 조금만 길게 들려주세요. 미안해. 만만이 아니야, 만만. <laughs> 아, 오케이. 찾아 불어요? 그래! 아! 야, 넌 빨리 맞춰 알면서 왜 안 맞춰?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의 아브라카타브라. 땡! 아! 아! 뭐였어요? 정답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, 왜요? 저희 못 받는 거예요? 뭐예요? 어. 네. 네. 아! 연락을 이렇게 이렇게 나만 마마무 선배님의 음모 아이 정답! 아, 뭐, 애교. 애교. 아니, 애교는 나데 한번 했으니까. 아니, 또 보여주세요. 아니요. 아. 와. 나는 살 거야. 너랑 살 거야. 나는 수박이야.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. 아. 없니까참외 있어. 뭐하냐 진 이거는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.